여보세요? 여보세요? <laughs> 왜 전화 받아놓고 아무 말도 안 해요? 아, 맞다. 이젠 내 여보가 아니어서 여보세요 해도 대답이 없는 건가? <laughs> 옛날엔 이런 장난치면 잘 웃어줬는데 이젠 웃지도 않네 미안해요 술 한잔 했어요 그리워서 한잔 생각나서 한잔 이렇게 한잔한잔 마시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. 분명히 전화번호 지웠는데 멀쩡할 땐 기억도 안 나는 전화번호가 술만 취하면 이렇게 기억이 나는지 손이 알아서 누르고 있더라고요. 아이 받지 말지 이렇게 술 먹고 꼬장 부리는 거 알면서 왜 다시 받았어요 미안해요 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술만 먹으면 자꾸 떠올라가지고 정말 미친듯이 보고 싶어요. 너무 보고 싶어서 일부러 술이라도 마셨어요. 그런 기억이라도 안 날까봐 잊을 수 있을까봐 한 잔 두 잔 마신 건데 또 이놈의 손이 다시 당신을 찾아서 이렇게 또 괴롭히네 아. 미안해요 그러니까 전화 좀 받지 마요 계속 전화 받으니까 내가 술만 먹으면 전화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알아요? 점점 언니랑 있었던 기억들이 흐릿해져요. 그게 너무 속상해서 또 술 한 잔 했어요. 진짜 딱 한 잔만 한 잔만 더 마시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계속 마음속으로 언니가 돌아왔으면 하나 봐. 그 남자랑은 행복해요? 나보다 더 잘해줘요? 울리지는 않고 아잘 지내 언니 그냥 가끔 이렇게 술 한 잔씩 마시면 힘든 거지 평소에 언니 기억도 나지 않아요 아니 아니 언니 너무 보고 싶어 내가 다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내 잘못이니까 돌아오면 안 돼요? 언니 그 남자랑 결혼한 것도 아는데 근데 그냥 다시 나한테 돌아와 주면 안 되는 거예요? 아닌 가끔이라도 만나요 도대체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다.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. 하나도 안 괜찮아요. 더 보고 싶고 더 그립고 그래서 술 마시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언니 언니 왜 울어요 <laughs> 그 남자가 잘 안 해줘요? 그런 거예요? 나 버리고 결혼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 이렇게 내 전화 받지도 않고 받으면서 울면 안 되는 거잖아. 안 되겠다. 이대로 더 전화하다가는 나 언니한테 갈 것 같아요. 지금이라도 당장 언니한테 가고 싶은 거 겨우겨우 참는 중이니까 전화 지금 끊어요. 언니가 끊어줘요. 다시는 다시는 연락 안 할게요. 그래 보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요, 언니. 내가 언니 잊을 순 없겠지만 언닌 나 잊고 그분이랑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. 알겠죠?